와. 왜요? 진, 진짜? tired and broken and scared, but I swear I'll never give up the fight. I see you broken and beat, pulled down over your eyes.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. 이렇게 조정 줘야겠어. 좋아요. 오른쪽 좀 앞으로 빼 그쵸, 그쵸. 약간 나 세게 나왔다. 하이, 팁, 플레이, 팁. 자, 잘 견제하고. 정말 아. 고통스럽고. 사랑스럽죠. 사랑스러워요. 네. 와. 왜요? 진 진짜? 너무 똑같아요. 아니? <laughs> 아니 웬스? 이세트 정도 잘못했나? 아 진짜요? 응. 어, 잠깐만요. 어 진짜 잠깐만 잘못했나? 저는 한 1cm 생각했거든요. 음. 어? 37점 8 오. 뒤꿈치, 뒤꿈치, 뒤꿈치. 오. 미쳤다. 38.2. 오, 1cm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았네요. 와. 와, 좋은데. 와,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. 오, 1cm 넘게 풀었어. 하 진짜 우리 쟀다고. 재서 부르면서 적은 거라고. 맞아요. 얘기해주세요. 오른쪽이 2.2줄었고 왼쪽이 1.2 1.2야 음. 근 신기하다 더 두꺼웠던 게 더 얇아졌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골반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. 골반을 잘 잡은 상태에서 아. 당길수록 아 종아리가 확실하게 음. 당겨지는 게 있는데 음. 왼쪽이 더 효과가 없어지니까 음. 왼쪽 할 때는 오른쪽이 받쳐줘야 되는데 네. 오른쪽 골반에 엉덩이나 안정성이 부족하니까 네. 틀어진 상태로 왼쪽을 해서 아 얘가 효과가 덜했던 거예요 음. 그래서 제가 아까 왼쪽 할 때 힘 엄청 네. 썼잖아요 네. 밀어내고 그러니까 혼자 할때 아, 내가 이제 이쪽을 해야겠다 싶으면 음. 골반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계속 거울 보면서 틈틈이 음, 네네 네, 이게 발 바꿀 때마다 골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잡을 때마다 틀어진 거 잡고 할수록 좋고 음. 두 번째가 당길 때 이 종아리가 이렇게 당기면서 이완이 되는데 거 네. 아프다 보면은 손을 당기고 얘는 밀어내면서 음. 그러면은 굵어지는 방향성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음. 사실 그래서 당기면서 같이 당기는 효과가 좀 좋다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. 첫째 날은 조금 땡땡하게 부은 느낌이 있었거든요. 음 제가 계속 회사에서 앉아서 일을 하니까. 음 근데 확실히 그거 하고 한 며칠 꾸준히 하니까 그럴 음. 때, 네, 예, 그럴 때 별로 막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. 원래 어, 저희가 무거웠는데 <laughs>